자, 매출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이드님. 네, 이곳은 영화 촬영지 명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어, 범일동 매축지 마을은 일제강점기 시절 부두에 내린 마부와 말, 짐꾼들이 쉬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광복 이후 귀국한 동포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형성된 마을이라고 합니다. 마구간을 개조해 여러 가구가 함께 살게 됐으며 지금도 기차가 지나가고 있네요. 마구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가옥이 남아있습니다. 매축지 마을 주변이 아파트 등으로 재개발되면서 매축지 마을 현재 도시의 3천럼 남아있습니다. 영화 친구 아내판 여기 있네요. 현위치는 여기고요. 우리가 아까 이쪽으로 가지 않았나요? 근데 이런 건못 봤잖아요. 영화 친구 촬영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고요. 촬영지가 여기 있고 여 안내판이 있고 목욕탕에서 목욕탕 아까 봤죠? 네. 목욕탕에서 문화원이 있거든요. 문화원. 네. 문화원 뭐 여기인데 잘 봤습니까? 연분홍색, 분홍색 진달래색, 자주색. 와우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기가 막힙니다. 와 정말 예 오늘은 골목 투를 가고 있는데 계단에 색깔이 있는 게 너무 멋지나 이건 또 뭐예요? 기차길 기차길 오야딱 우리가 오니까 지나가네 1번 정류장은 부산시 시장입니다. 다음은 봉순병원입니다. The stop is Busan Gem Market. Busan Gem Market. 임산부에게 좌석을 양보하는 미덕을 다집시다. 모델 교수는 네 모델은 프라임이거든요. 프라임 아니고요. 아, 쏘리, 쏘리, 쏘리. 와, 여기가 어디고? Ørund 색 많이 하는데 이건 뭔데 딸기색 장미색 오 색깔이다 조색 당근색 감색 오마이갓 구리색 고동색 밤색 갈색 계란색 글쎄, 호박색 황토색 오 이렇게 색이 다양하다니요 해바라기색 노랑색 병아리색 바나나색 금발색 모래색 레몬색 황록색 삼다래색 풀색 형 포도색, 연두색, 이거 누가 알지 몰라도 계, 계단 올라가는 그런 고통이 없어진다. 옥색. 국밥! 자, 이 길을 지나면 나나나나나 와 이런 길 정말 걸어보셨습니까? 철길 에 嗯。 그 약도를 보면서 영화 촬영지를 다시 볼 거예요. 이거를 무슨 용도일까요? 운전할 때 도움되라고. 와 이건 뭐야? 복숭아 언니 이리 와봐 복숭아. 이거 복숭아 열렸어요. 아니 이 집은 뭔데? 선브라이집 같아. 수집하시는 집인 것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셨던 그때 그, 그 팽님 마을 갔을 때 거기랑 비슷한 우와 저 할머니가 텔레비전에 나오셨나 봐 이제 뭐고 그. 어 국가유공자 김정환님이시네 마을문화재란다 이게 음. 어? 응? 응? 마을문화재 아, 네. 주인공이세요? 아니다. 아니, 주인공 맞으신데. 얼굴 닮으셨는데. 아, 아드님이신가요? 저기 사진 주인공이시죠? 아, 네네네네. 네, 네, 네. 아, 시계 막, 시계. 시계에 어. 전복 붙여놨다.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색깔이 너무 이쁘대요. 많이 봤습니다. 이름 뭐예요, 이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자, 노축지 마을에는 여러 영화를 촬영했는데요. 먼저 친구, 내는 뭔데, 내는 네 시다바리 알가는 영화. 나 마들, 마들도 촬영했고. 친구끼리는 미안하단 말 하는 거 아니다. 그나마 우리 중에서 색, 그 삶의 색깔이 비싼 녀석들도 나눠주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통영실기 장인 아저씨 그 이길를 왔잖아요. 네. 걔 제자로 교회에 왔었고 자 어쨌든 다시 찾아로 가보겠습니다 주요 영화 촬영지 고! 자 낮에는 아저 이용원이 아주 유명한 이용원입니다 자 가봅시다 과성교? 이 다리 이름이 과성교? 조금 다시 가보겠습니다. 지도 이상한 거 지금 다